잃었던 양 한 마리와 은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저 저 저것 좀 보시오. 저 사람은 죄인들과 좋다고 음식까지 나누고 있어. 세리들과 죄인하고 어떻게 한 상에 같이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요! 바라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더 멀리 가버리기 전에 그 양을 찾아야죠. 늑대나 이리들이 금방 물어가면 안 되니까요.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잃은 양을 찾았다고 좋아서 잔치까지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죄인 아니 죄인.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굴러들어가지 않았나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죠.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부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겠지요. 우리야 회개할 일이 없긴 하지만 그거 참 그래도 죄인인데. 잘 들으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